그렇게 색깔이 달라 그렇게 소리가 달라 그렇게 다른 색깔과 소리가 만나서 이렇게 조화를 이뤄 모두가 같지가 않아 모두가 마음이 달라 서로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들이 만나서 이야기가 됐어 oh, Different words Different voices, different colors have to meet to make a harmony. Same shapes, same tones, same sounds cannot make a good harmony. We're different, we're all different. Nothing to prove for being different diversity. Those differences all our difference.